가입한 비료처럼 아 농민이 농민이 만든 비료 네. 농민이 네. 농민이 만든 비료 네, 그 예? 비료처럼 제가 비분율을 조정하고 미량 요소를 또 첨가를 해서 아... 어, 공동 구매를 한번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야 희소식이네 <laughs> 희소식 시각 6시가 넘었는데 우리 슈퍼농부는 쉬지를 않습니다 제 지금 뒤에서 광역 살포기를 몰고 이 배추밭으로 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시간에 배추밭에서 뭘 할지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슈퍼농브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영양제입니까? 이게 시맥프로라고 아미노산과 해조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인데 어, 배추라든지 무, 잎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영양 공급을 하고 나면 하루하루 다르게 잘 크더라고요 <laughs> 밭에 이제 비료를 살포하러 가는 겁니다 배추 정식한 지 얼마 됐죠 지금 이게? 오늘 16일째입니다 아 배추 정식한 지 16일째 네 물이 밭에 고여있다든지 태풍 때문에 이렇게 낮은 지대에 있는 배추들이 오. 어. 뿌리 장애를 입어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네. 잘 못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태풍 두 번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심는 이유가 심어 놓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뿌리가 장애를 입어서 편차가 생기거든요 균일한 것 같아요 크기가? 네 뭐 편차 크게 안 나고 골고루 간격을 정확하게 심었더니만 잘 크고 있네요 아, 그쪽 자전거. 네. <laughs> 자전거 바퀴를 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크가 탁탁탁 찍힙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45cm 간격으로 딱딱딱 됩니다.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어 그때 저희가 베리마크를 그 침지를 해서 심었더니만 뭐 네. 뭐 겨루잎벌레라든지 나방류 이렇게 애벌레들이 배추를 그렇게 뭐 가해하고 이런 건 전혀 보이질 않거든요 음. 지금부터는 이제 그 살충제를 사용하셔서 음. 이제 진딧물이라든지 나방류들이 이렇게 달가들지 않게끔 미리미리 이제 예방을 하셔서 살충제를 처방을 해야 되죠 영양제랑 살충제, 영양제 처방이 네. 지금부터 들어가야 된다? 네네 배추에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싼 걸로 저희가 배추를 심었기 때문에 배추 사이사이에 수용성 비료로 이게 질산태 질소 99%짜리 바로 물만 퍼주면 녹아서 바로 흡수할 수 있게끔 아 뒤에 지금 이게 까맣게 이, 비료 이 비료가 뭐지 참 궁금해지는데 네. 슈퍼농부만 쓰고 있는 바로 이 비료 야 이거 궁금해집니다 이, 이 튜브죠? 네 NK입니다 NK NK, 야, 네. NK. 혹시 어떤 성분인지 어떤 제품인지 보여줄 수 있나요? 뭐 보여드려야죠. 공개! ห้ามโดนประกาศไงโอ้โห งั้นดู เดี๋ยวดูก่อนเลย จะสาธิตกันเลย 비료인데 NK입니다 NK 수용성 질산태 질소 99%짜리 이제 요소를 뿌리게 되면 암모니아태가 질산태 질소로 바뀌어서 흡수해서 이게 음. 사용을 하려 그러면 시간이 애법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물 한 번만 탁 돌려주면은 어 바로 흡수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우스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관주가 가능합니다 아 관주가 된대 관주 네 야, 그냥 신기하네. 위에 뿌려주는 비료가 비료뿐만 아니라 관주도 되고 그 다음 소량으로 옆면 살포까지도 할 수 있는 제가 이 비료를 감자 때부터 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엄청 괜찮습니다 다른 어떤 분들은 지금 하얀색 비료라서 요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 요소 아니죠? 아, 요소가 아닙니다 요소 같은 경우에는 가스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너무 배추가 늘들늘하게 이렇게 또 웃자라 버릴 수가 있거든요 아하. 튼튼하면서 진녹색 색깔을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고토를 들어가야 되고 음. 배추는 칼슘이 필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칼슘 예, 12.5를 예. 많이 들어간 겁니까? 많이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가리가 있어야지 이제 이동을 잘 시켜주고 이렇게 뿌리도 또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그 질소가 13.5인데 암모니아 태질소가 아닌 질산태질소 99%짜리입니다 그 질산태질소가 좋은 게 뭡니까? 어 바로 먹어서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보통 농민들 같은 경우는 질산태질소 하면 다 아시는데 네. 이제 요소가 들어가서 땅 속에서 질산세 질세로 바뀌어서 이제 작물이 이제 흡수가 되고 이렇게 하는 아. 건데 이거는 이 비료 같은 경우는 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네네. 그 비료죠. 이야. 하우스라든지 이런데 가스 장애가 전혀 일어나질 않아죠. 이제 아. 지금 하우스 작물을 심어서 남들보다 한 일주일 정도 숲기를 빨리 땡겨서 수확을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걸 사용하시면은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아. 최고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또 있어서 아, 부족한 게 있나요? 네. 아, 뭐죠? 뭐, 뭐, 뭐가 부족하죠? 미량 요소를 또 저희가 조금 첨가를 해서 아하. 비분율을 조금 조정하고 해가지고 하이판 비료처럼 아 농민이 농민이 만든 비료 네. 농민이 네. 농민이 만든 비료 네, 그 예? 비료처럼 제가 비분율을 조정하고 미량 요소를 또 첨가를 해서 아. 어, 공동 구매를 한번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 이건 추비로? 네 추비 이제 그 비료를 사용하시고 조금 비분이 모자란다든지 비료 살포기로 했었을 때 비료가 조금 덜 가는 자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자리에다가는 요 비료를 사용을 하셔서 할 수 있게끔 아... 이제 농사를 지으려 그러면 뭐 밑비료도 있어야 되지만 위에 뿌려주는 추비 NK 이제 밑비료, 추비 두 가지 있으면 농사는 다 지을 수 있게끔 이야 이거 희소식이네 희소식 예? <laughs> 두 번째 launching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네. 이제 다시 공동 구매할 수 있는 네네. 네. 또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께 오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이유 뭡니까? 어, 배추가 지금 이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거든요. 그 정도로 성장을 급속도로 하는데 어, 배추는 질소를 엄청나게 많이 빨아당기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칼슘과 고토와 그 다음 질소 그 양분은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면 훨씬 색깔도 잘 나고 광합성도 잘하고 잘 클 수 있게끔 비료를 주는 겁니다 가운데다 두는 이유가 뭐예요? 중, 중간에 주고 물을 퍼게 되면 이 쌍골 두둑 안에 그 양분이 그대로 밑으로 흡, 물 따라서 흡수되면서 배추가 유실 없이 그 영양분을 다 빨아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더 커버리게 되면 배추 잎들이 이제 양쪽에서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때 되면 이렇게 지금 비료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중간에 조금 덜 자랐을 때 이렇게 비료를 중간으로 해서 그 기계를 사용해서 주게 되면 어, 유실 없이 그 그대로 두둑 안에 있는 양분들을 그냥 그대로 배추들이 다 먹을 수 있죠 뭐 보통 분들이 요소를 많이 주시는데 요소는 장애를 입을 가스 장애를 입을 확률이 조금 많기 때문에 요소보다는 연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뭐 주의할 게 있을까요? 어 배추밭에 제가 오늘 초, 보인데 <laughs> 맞아 보지만 이거 초보라고 그랬어 배, 배추 농사를 <laughs> 배추 처음 짓는데 네, 오늘 처음 네. 짓습니다 네. 많이 아는 척을 하시죠? <laughs> 배추 농사만 무는 저희가 하면 십수년 동안 무를 계속 길러왔고 배추를 아. 안 했지만 그 방법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아, 예. 어떤 문화. 예, 어떤 작물이든지 간에 뭐 나방류 벌레들이 지금 다가 들게 되면은 음. 이제 잎에 구멍을 막 뚫어버리게 되면 아, 잎에 구멍 구, 구멍도 안 났어. 예, 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전혀 네. 벌레 그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았습니다. 신기하네. 네. 네. <laughs> 깨끗해요. 네. 로엔스 아쿠도를 사용해서 연면 살포를 지금 몇 번 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시맥 프로라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몇몇 살포를 또 할 겁니다 현재 시각 6시가 넘었는데 우리 슈퍼농부는 쉬지를 않습니다 제 지금 뒤에서 광역 살포기를 몰고 이 배추밭으로 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시간에 배추밭에서 뭘 할지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슈퍼노브가 오고 있습니다 이 그 시간에 이 배추들에다가 양분을 공급해가지고 영양제로 해서 딱 공급을 시켜 놓으면 아침까지 물기가 안 마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양분을 흡수하려 그러면은 무조건 작물은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낮에 햇빛이 난다든지 아침에 줘버리면 금방 말라버리니까 음. 효과가 떨어지죠 약은 저녁 시간에 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약은 저녁 시간에 네. 아. <laughs> 하는 데입니까? 여기 시맥프로라고 아미노산과 해조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인데 어, 배추라든지 무, 잎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영양 공급을 하고 나면 하루하루 다르게 잘 크더라고요 <laughs> 이게 몇 평이죠? 4,000평 정도 되죠 4,000평에 지금 시계몇 평이신가요? 4명